thank you 누구세요? 페파야 일로 와봐 페파 <laughs> 얘네 꼬라지 어떡해 <laughs> 치즈 진짜 많아봤거든? 어.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담기지가 않아. 찍히지 않아. 와 이거 진짜 목욕해야겠다 이거는.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. 페퍼 봤어? 어. 뭐야 어, 잠깐만 하이 얼굴 봐. <laughs> 아 하이 쓰지 마. 하이야. <laughs> 하이야. 어떡해. 기다려 하이 아니 엎드려 퍼디 하이 이거 던져 하이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뒤로 퍼디 뒤로 옳지 진짜 이거 어떡하냐 돌아 돌아 빨리 어,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! 아, 나 쓰레빠 안 씻고 왔어? 신발 누가 이렇게 이런 거 신고 오래 나 망해. 야 거기서 헹구면 뭐하냐 다시 여기 올라오면 흙게 되는데 하이 가져와 하이 갖고 와 가져와 가져와 그거 가져와 가 하이 가 안에 가 페퍼는 거의 그림자 근데 나쁘진 않아 언니 여름에는 오면 푸르푸 푸 탈까? 여기서 더푸릇푸릇하면 진드기 많지 아 이거 뭔지 알아? 뭐? 2PM 아니야? <laughs> 어, 그 뭐지? 좀비 뭐야? 보리 바로 맞춘 사람 처음이야. 진짜 너무 더러 아, 귀여워. 너무 더럽고 귀여워 아이 들어 아, 귀여워 미쳤다 야. 어 치즈 오늘 브라운 치즈 브랜드 1위 브랜드 1위 페퍼 1위 페퍼 <laughs> 말 절대 안 들어 안 해주면 안 되냐? 브랜디가 허락 안 해준 보다 치즈 충성 똑바로 해 <laughs> 충성 아 페퍼 들어 거기 이리 와. 아! 야 하야 그 먹지 마. 가자. 가자. Thank you.